야, 한국에서 장기 여행으로 오시는 분이 제 유튜브 보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와, 참 뭐, 시금치, 된장콩서부 시작해서 마스크, 김, 햇반, 밴드, 타이레놀, 아이고, 마스크도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믹스 커피, 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제가 참 이건 또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그 다음에 머리 염색 <laughs> 염색냐 와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어, 선물을 오늘 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이제 점점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장비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이시는 어, 거는 이제 마이크 이 마이크는 우리 트빌리시에 살고 계시던 우리 또 카페 회원이시기도 하셨고 제 유튜브 구독자이시기도 한 분이 어, 그분이 이제 유튜브 안 하고 가신다고 주고 가셨습니다. 어, 이거는 일전에 제가 포켓 오즈모 포켓트 그 unboxing을 한 번 했었는데 오늘은 언박싱은 아니지만 늘어난 장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보스몽 어, 이제 짐볼이 되겠습니다. 짐볼. 요거 이제 핸드폰으로 해서 들고 찍는 거고 요거는 제 구독자이시고 또 2017년경에 다녀가셨던 우리 최 회장님이 또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요 마이크 요 마이크랑 같이 주셨습니다. 그 마이크가 지금 이제 두 개가 됐습니다. 요게가 이제 다 선물 받은 거. 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유튜브 찍으면서 샀던 이건 셀카봉입니다. 셀카봉. 처음에 이제 아, 요거로 이제 이렇게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게 이제 바로 오즈모 포켓2 아, 아주 작지만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또 마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어, 추가적으로 장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 이 포켓 오즈모 포켓 2를 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셀카봉처럼 찍을 수 있는 최신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배터리. 어, 요 오즈모 포켓2가 작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빨라서 금방금방 단다 합니다. 그래 요거는 어, 배터리. 아,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악어 클립이 있는 요 이제 가방이나 옷에 탁 물려서 찍을 수 있는 거. 아,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차, 자동차용입니다. 이제 자동차 트래킹을 하면서 제가 한번 또 멋진 코카소스의 멋진 산악 지역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또 어, 삼각대 다리. 아, 그리고 이제 아, 요거는 이제 뭐그요 핸드폰을 요거랑 연결해서 핸드폰을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장비들입니다. 오, 어, 이거 뭐 유튜브를 하면서 점점 이 장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어느덧 어, 이제 천명도 넘었고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어, 더 열심히 어, 좀 멋진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